우리 나이 합해서 69살인데 69살? 어 지금 동돌이잖아 그 곰돌이 만든 거야 키 먹는 거 같아 여기도 보여주세요 네 이쁜 하트가 완성이 됐어 어 근데 괜찮은데? 그니까 이거 언제 말라? 아, 그러니까 테두리 하면 되잖아 테두리 응, 테, 테두리 여기를 이렇게?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... 다리하는 아니야? 와 어, 진짜 발톱 같아 <laughs> 어머 아니야 어머 아야 마이크 좀마 어머 멋있다. 자, 뭐, 아, 와, 내 손톱 손가락 아, 왜 이래? 잠시다. 아, 이게 이정도면 쌍둥이 전화편이 이거 어몽어스 같아. 네. 다음에 한번 이 정도면 상당히 잘 나오고. 오, 오 선생님. 네, 네 다음은 네. 이거 처벌받아야 될것 같은데. 아, 진짜 날짜 몰라요. 그 다음 내 네, 진짜 보시면. 그 다음 뭐할? 첫 번째 장난으로 장난으로 뺀 거고. 장난으로 뺐는 손톱 장난. <laughs> 자, 두 번째 가겠습니다. 두 번째는 조금 멋있게. 첫 번째는 뭐 어땠어요? 이게 첫 번째는 음. 어, 형의 그런 이미지를 조금 더 부드럽게 중화시켜 주기 위해 음. 하트를 그려봤고 음. 어, 두 번째는 스타 형이 스타가 되라는 의미의 음. 별? 어, 별을 한번 아 얘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봐봐 이쑤시개 묻혀 이쑤시개 묻혀서 별을 한번 아,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보세요. 기다려보세요. 아니. 그러면은 그냥 음. 바꿔요, 바꿔요. 뭐. 눈, 눈 해서 스마일 걸죠. 그것도 못하면 진짜 <laughs> 나가라. <laughs> 나가, 그냥 나가. 지금, 아니, 지금 나가. 아 그만 만져줘. 나를 믿어봐. 봐봐. 또, 봐봐, 네가 또 만져서 이렇게 된 거 보여주시고. <laughs> 그만 그만. 오케이. 좋아, 좋아. 이 정도 좋아. 좋아. 다음. 어. 다음은. 형이 진정으로 스타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다이아몬드 별이 되라 형이 보이시나요? 완전 반짝반짝 그럼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냥 이걸로 오! 너 이거 손에 뭐. 어, 어, 어, 어, 내 손에 묻으면 안돼 뭐 혹시나 하다가 음. 내 네 바지에 묻는다 <clears throat> 그럼 세탁비도 청구하니까 잘 하겠습니다. 네. 뭔 이상한데요? <laughs> 가 아무도 아니 아니 아니 아직 안 네. 건드려서 아직 안 건드렸어. 이게 아직 안 건드렸고 건드렸는데 아무도 아직 안 건드렸고 아무도... 느낌이 안 났잖아요. <laughs> 네? 느낌이 안 났잖아요. 아직 안 건드린 거고요.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칠해주세요. 어, 그냥 어, 그러니까 그냥 칠하는 게 이쁠 것 같아. 아니 나, 난 아직 그 원래 별은 파란색으로 하려고 했어. 아니 그냥 이건 나 근데 원래 그냥 칠하려고 했어요. 음, 음. 오, 어, 멋있다. 형 음. 이거 봐봐. 이건 마음에 드네. 응, 이건 그러니까. 마음에 든다. 응. 아 근데 진짜로 이거? 아, 내가 아 네. 장난으로 지금까지 한 거였지. 일단 새끼 손가락도 줘봐. 응. 응. 이 마음에 드네. 형이 멋있는 사람이 되라고 이번에 여기는 금. 손톱까지도 금 금을 지닐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어라. 라는 의미의 이거 금이고요. 자 마지막 슈퍼스타가 되라는 내가 또스케줄 진짜 바쁜 와중에 내가 또 형이 온다 해서 이렇게 해준 거거든 깔끔하게 별 만들고 움직이시면 큰일 나요 움직이시면 큰일 나요 별 응, 음, 별을 이렇게 응, 음, 별을 이렇게 이게 어? 잠깐만. 아 기다려봐. 아 기다려봐. 기다려봐. 잠시만요. 어, 아 기다려봐. 아그 기다려. 아니 기다려봐. 이거 아니, 만들어. 이거 이거. 아니 아니 이걸 만들어야 돼 이제 이렇게. 아 이거 되게 성질이 급한 손이네 진짜로. 전 솔직히 기다림의 미학 못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. 아니 기다림의 미학. 아 줘봐 줘봐. 아 진짜. 이, 이 정도일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. 응, 별 없잖아. 없잖아. 별. 아, 뚫려 있는 거잖아. 아, 예. 별. 어, 됐다 별. 어, 됐어. 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. 끝났어요? 네? 끝났어요? 네. 나의 두 번째 브이로그 네. 이렇게 규빈 씨와 함께 해봤는데 네. 그러니까 이게 내 이렇게 재능을 남한테 기부할 수 있는 거는 너무 뜻깊고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진짜로 기부면 돈 안 들어도 되나? 아 아니 한번 자랑 한번 어, 한번 해줘 진짜 한 번 해줘 어. 자 여기 보시면 하트 하트 어. 그 여기는 그냥 멋있는 거 그 여기는 별, 여기는 스마일. 그 여기도 멋있는. 어, 어 그래 여기 가까이 면 보이네. 어 멋있다. 아 근데 혹시나 뭐 저에게 뭐 이런 네일이나 이런 거 받고 싶은 분들 언제나 어, 예약하시고 오시면 네 제가 이 네. 영상을 보고 오시는 분들은 반값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아, 뭐 오늘 그럼 네네. 수고 너무 많으셨고 네네네. 아 제가 여기 픽톡상에 네. 시간이 없어서 적지 못한 게 있어요. 네네. 혹시나 네. 그 제내일을 받고 나서 네. 뭐 밖에 나가서 이제 뭐 친구분들이나 형 친구들이나 형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다닌다 안 좋은 얘기를 한다 네. 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. 얼마죠? 큰 걸로 네? 큰 걸로 또 다음 브이로그를 네. 기대해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 다시 나온다 조심히 가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네. 아, 너무 이쁘다. 감사합니다. 잘 아, 어울리시네. 감사합니다. 네. 아,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예.